혜리가 앉아 그래 봐봐 앉아 뭐야 <laughs> 앉으면 줘야지 어 혜리 까까는 아까 먹었잖아 혜리 까까는 아까 먹었는데 혜리 까까 혜리 까까 이어야지 소니가 입을 수 있어? 진짜로? 팔 넣어봐 여기 팔 넣어봐 소니 입을 수 있어? 진짜로? 와 그리고 뒤는? 어떻게 입을 거야? 오세요 땅콩이가 먹고 싶나봐 이리야 응? 땅콩이가 먹고 싶나봐 땅콩이 줄 거야? 안 줄 거야? 때릴 거야? 엄마 청하다 아 엄마 딴 거줄때 엄마 딴 거야. 엄마 탄 거야. 엄마 되고 이제 엄마 치즈를 먹을래? 응? 안 돼. 엄마 이거 치즈 코코좀 코코는 달요 엄마? 응. 코코 놀자 하고 시월에 어, 시월 때 콩콩이 응 콩콩 있을 때 헤비 시월 헤비 헤헤헤헤 찌찌 잘했다. 엄마, 소파 안 짚고 해줘. 엄마 이거 의자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치. 뭐야? 와! <laughs> 뭐야 이게 안돼 하지마 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. 맛있어? 이름은리예요 해요. 만나서 반가워요. 만나서 반가워요. 혜리 삐질 때 이러지? 응. 입 나와가지고. 응. 아빠. 아빠. 최고예요. 최고요. 최고 최고예요. 최고. 아빠 최고 사랑해요 그래. 최고 사랑해요. 아빠 빨리 와요. 빨리 와요. 사랑해요. 해. 사랑해요. 하트 하트 뿅뿅. 나야 너무 예쁘다. 언니 몰래 하는 거야. 너무 예쁘다. 자 일로 와. 띵, 띵, 띵, 띵, 띵, 띵, 띵. 어, 엄마다. 할머니다, 할머니. 영, 영. 인형 아, 좀좀 아 언니가 테리 자면 인형 준대 응? 인형 옆에다가 놔준대 응? 테리가 자면 언니가 응? 인형을 옆에 놔줄 거래 응? 오이 어 이불도 덮어준대 어 이따 줄게 테리 자면 테이비 살면 줄게요. 엄마. 응? 우유 이따 일어나면 줄게. 응. 코코 하고 자고 일어나면 줄게. 응. 잘 자. 엄마, 저 인형 줘. 응? 인형. 인형 줘? 응. 인형 안고 있을 거야? 응. 응. 혜리야 무슨 인형 줄까? 어, 잘 때. 응. 잘. 아, 잘 때. 아니 혜리, 혜리가 안고 줄게 지금. 고마워. 뽑아야 돼. <laughs> 응. 안 돼. 응. 뽀뽀해 줄 거야? 응. 뽀뽀해 줘. 아니, 안 아, 뽀뽀자. 아니야, 아니야. 이거면 돼. 읽으면될것 같아 대리, 해리야 잘 자요 잘자 잘자 와, 와 됐다 해리야 신난다 <laughs>